어떠한 힘든 일이 닥쳐도 당신을 신뢰하고 함께함을 위해서 나 스스로를 내려놓을 줄 알면 그런 배우자가 될 것임을 다짐하며 오늘 우리의 시작을 축복해 주기 위해 참석해 주신 가족들과 하객들 앞에서 맹세합니다. 2022년 6월 26일 신방 이승입니다. a m e 신랑이 신부에게 서양의 전교로 반지를 끼워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신부 박신영 양이 신랑 이승석 군에게 서약서를 읽어주겠습니다. and the earth Christ.